안녕하십니까 뮤노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초근접인가요? 네. 자 오늘 인터뷰를 왔는데요 영씨 안녕하세요 아까 리허설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어제 연습해서 맞추는 걸 잘한 것 같습니다 어허 종호 씨는 어, 어 벌써부터 연습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춤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어 갑자기 급 연습을 하시네요 종호 씨. 어 연습도 실전처럼 하시네요 종호 씨. 네. 전환근인가요? 전환근. 네, 본 방송을 끝내고 왔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오늘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텐션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확실히 저희가 어, 제어제 저희가 맞추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팀이 그전에는 조금씩 맞췄는데 어제 제대로 날 잡고 딱 처음부터 어, 끝까지 다시 잡자 해가지고 했는데 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도 그거 아셨는지 어. 적재적소 오늘 효과도 이게 감독님들이랑 저희랑 이제 방송직이랑 이게 너무 웬만하서 이게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네. 더 열심히 하는 에이티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해적이 될 거야 네 저희 이제 본방이 끝났습니다 네. 아 데뷔한 지 한 3일 같은데 벌써 3주일 지나갔어요 대박이죠 이제 서서히 뭔가 실감나는 이제 데뷔한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해요 뭐, 열심히 해서 팬들한테 보답해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에이티즈 하트 한 번만 날려주세요 수고했어 여러분도 재밌으시죠? 같이 이렇게 네. 하시고 보시니까 네. 저희 또 파리 했어요 파리 에이티즈 오 진짜? 에이티즈 네, 오 파리 대박 에이 에이 더 노력합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진짜 네. 감사해요 팬분들 덕분에 고생했어요 종호야 윙크 하트 형줌 땡기면 되잖아요 땡겼어 아, 땡... 아. 겼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아, 다가간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당길 거면 코까지 당겨요 그냥 계속 당겨 그냥 미안해요. 당겨 당겨 당겨 이거 콩나물 냄새 이거 우영이 밀착샷 오늘 고생했어요 저희가 어제 연습실 나와서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효과를 보는 거 맞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오늘 삼계탕을 먹어서 몸보신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어, 회사 분들이 점심? 저녁으로 삼계탕 챙겨주셨어요 우영씨 뭐 그냥 닭다리 두 개 뜯고 뜯던데요 밥 하나까지 말았, 말았어요 어, 잘 먹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이제 쪘는데? 아, 쪘어요? 이렇게 홀쭉한데? 턱선 턱선 우영하면 뭐다? 섹시 또 우영이 하면 뭐예요? 목젖 그리고 턱선 아주 그냥 다 해 다해 고생했어 아. 내가 눌렀지롱 사실 렌즈 색깔이 머리랑 똑같네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헤이즐색인데 이건 초록색인데요 초록색 빠져서 지금 헤이즐색 됐어요 음 초록색인데? 아니에요? 초록색이에요 어쨌든 잘생겼어요 어머 부끄럽게 잘생긴 김에 보조개로 살인미소 한번 보여줘요 음. 제가 신경을 보여드릴까요? 저 보조개로 턱 두개 이을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개인기인가요? 보조개로 이렇게 턱 두 개 이렇게 이을 수 있어요 <laughs> 돼요? 돼요? 돼요? 어. 써도 되나 모르겠다 얼굴 완전 망가질 텐데 제가 봤을 땐 귀여워 그래요? 다행이다 고생했어요 오늘 근세 달간 만의 연습에 드디어 빛을 발했어요 철기의 끝을 봤어요 맞아요 다다다다다 이제 정말 좌뇌 우뇌가 또 거꾸로 흔들렸어요 형은 오늘 괜찮았어요? 열심히 저요? 잘, 한 것 같아요? 저희 어 최선은 다했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결과는 대중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엄청 열심히 쳤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발소리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희 파리 했어요 파리 아 2주 연속 파리 멋있었어요 오늘도 아 지금 무대를 불사르고 난 뒤라 힘이 빠졌어요 저는 힘 넘치는데 한번 더 해주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이쯤 되면 성화의 그 인터뷰에 이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아 민, 민기 어 잠시만요 이름 정하셨어요? 아 강건론 민기 구경에 이어 제가 찍어드릴게요 저저 어, 안 되는데 아. 자 최초 공개입니다 성화의 인터뷰 이름은? 뭐 뭐 하죠? 제가 이런 거에 능숙하지 않아요 그럼 성화의 TMI 어때요? 성화의 TMI 어, 성화의 TMI 오케이 하나 둘셋 어, 성화의 TMI 네, TMI T I 아, 아, 어, TM, TMI 아, 아이를 세워야 돼 TMI 어, 오케이 성화의 TMI 아 좋아요 네 이제 이름 공개했으니까 끊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요, 요, 요. 오늘 아 오늘 아. 여상은 잠깐만 할게요 아, 죄송해요 아, 네, 네네, 안녕하세요. 여상은 오늘 부상 투혼이잖아요 아, 오늘 네. 여상이가 몸사, 몸살 엄청 걸려가지고 고생 많았어요 팬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어 엠카 잘 보셨나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무대를 잘하지는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아마 팬분들은 이거 보시고 아연상이가 전날 아팠었구나 모니터 할 때는 몰랐어 거예요. 너무 너무 멋있게 해서 저도 사실 아픈 걸 잊고 있었거든요. 팬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옷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맞아요. 알죠? 저녁으로는 양념치킨. <laughs> 저녁으로 양념치킨. 어제 양념치킨을 안 먹어서 그렇네. 아, 네 아, 양념치킨으로. 그, 이번 주에 제가 여상군에게 양념치킨 하나를 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진짜죠? 리더에서 네, 인증샷, 열렸다 또 열렸다. 이건 제가 기, 기억해놨어요. 네, 인증샷, 인증샷. 네, 인증샷 제가 찍어서 트위터에 아. 올릴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알 이거 꼭 메모해주세요. 알았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나 뭐야, 네, 그 어디가 아프세요? 저막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어, 그 어디가 아프세요? 몸이 안 좋아. 특히 특히 몸살인 것 같아요. 아, 다른 데가 아프면 거기 아픈지 몰라요. <laughs> 저도 아, 아 그런데 무대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재워드릴게요. 아, <laughs> 워드릴게요 영원히. 네, 네 그러면. 아, 뭘 저는 강해서 멀쩡한. 자 성화의 TMI 오늘은 여기까지. 아. TMI 하나 더. 네, 저는 하 살면서 단 한 21년간 단 한 번도 코피를 흘린 적 없어요. 진짜로? 진짜? 진짜로? 그럼 지금 흘리게 되니까. <laughs> 생각 방송.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TMI 시간 연장으로 우영이와 산이의 와 우영이 턱선에 베일 것 같네요. 안녕 우영아.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안녕 선이 어 선이 선이가 봤어요 네 ATG 올라간대요 마무리 네 올라가요 자 전출 갈게요